내 네, 앞에서 그만했으면 하는 행동 그 한 아. 그, 그, 앞에 인트로 부분 따라하잖아 어, 어 그거 너무 싫어 오늘 어, 또 스카트로 <laughs> 진짜 싫어 솔직히 친구들한테 내 욕한 적 있어? 2만 원 얼마 냈어? 뭐, 뭐 이렇게 많이 내 <laughs> 궁금하니까 나 욕한 적 있어? 많지 <laughs> 아니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교 CC로 시작해서 20살 때부터 지금 7년차 커플입니다 <laughs> 오늘 얘기했던 거는 여기서 끝내기로 약속하고 알았어 약속하고 <laughs> 약속하고 내가 먼저 뽑을게 어, 솔직히 내 첫인상 어땠어? 만원 궁금 여기서 여기서 올인하고 싶잖아 어, 아니 나돈 많아가지고 하나 둘셋 뭐야 아니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또 첫인상 제일 이쁜 애 중 한 명이었어 뭐야 후보 중에 한 명이었어 1등이 누군데? 1등이 혜빈이지 만약에 다른 애랑 사귀고있었으면 걔한테 1등이 라는 거지 너는 어떤데? 선동의 아들 닮았다고 <laughs>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준이 닮았어요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냥 그래 그때 안 좋아했으니까 나도 안 좋아했어 첫눈에 반했다는 그런 상상하지 마 기분 상했어? 아니 알았어 다음 거 이제 뽑을게 누가 먼저 꼬셨어? 12,000원 이건 정해져 있는데 어쩔 네 입으로 듣고 싶어가지고 5,000원 <laughs> 8,000원 아니 당연히 너지 계속해봐. 아니. 어, 계속해봐. 아니, 팔짝 풀어라. 팔짝 풀어. 알았어. 관심 없는데 막 어? 새벽 3시에 전화해가지고 막 나 보고 싶어? 안 보고 싶어? 어? 막 그렇게 하고. 어? 주인 닮았다는 얘기 했잖아. 주인 닮았다고 한 다음 날 <laughs> 프로필 사진을 준이로 해놓고 준이가 너무 좋아라고 해놓으면 누가 아니, 꼬신 것 같아? 아니 오해하지 말라니까 나는 그 전에도 해놨어. 준이 닮았다고 나한테 카톡 보내고 다 다음날 바뀌었어 준이 너무 좋아해서 <laughs> 성동일이랑 같이 사진 찍고 있는 그 성동일 그분 배우님이랑 조용히 해 알았어 뭐라고 내가 꼬셨어 내가 꼬셨어 알았어 알았어 때려도 돼요? <laughs> 음. 고백 멘트 기억나? 만원 <laughs> 하나 둘셋 얼마야? 만원 안 사볼게 나 근데 기억이 안 나네 맨날 그 이별 멘트 기억나러 볼까 아, 이거? 통화롭잖아 담하게 집에서 조용히 받아야 된다고 응. 나 그때 책상 아래에서 받았다 얘들아 뭐해? <laughs> 아 친구랑 술 먹고 있는데 집 돌아가는 중에 전화해봤어 그아 근데 이렇게 집에 가는 길에도 생각나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일단 이렇게 친구 사이보다는 우리 좀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어가지고 네 생각은 어때? 제거 <laughs> 나의 아름 추억이 까 큰일 났다 오늘 우리 며칠째인 줄 알아? 15,000원 하나 둘셋 <laughs> 이러거 얼마야? 아니 <laughs> 세보고 말하라고 2,406 핸드폰 어디 있어? 7인가? 어. 확인해봐. 핸드폰 어디 있는데. 다음 질문 갈게. 어? 좋아. 난 앞에서 그만했으면 하는 행동 1 5 0원 어, 나 궁금하다 이거. 난 뭐, 딱히 없어가지고. 1 <laughs> 1술 먹고 연락 안 되는 거 이제. 집에 들어간 건 확인이 됐어. 근데 나 잘게, 뭐 할게 이런 연락이 없고 그냥 바로 잠들잖아 걱정이 되잖아 근데 네가 만취해가지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쭈쭈가 싸웠다가 막 교통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걱정이 돼 <laughs> 뭐, 그렇게 쉽지 않은데 아니 들어봐 어.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잘 지켜지고 있으니까 어? 술안 먹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다 들리게 이제 일부러 말을 하는 거야 어. 뭐 굳이 아 난 괜찮은데 굳이 응. 하나, 하나. 고르자면 내가 이 콧구멍 벌렁거리는 걸 못했잖아 <laughs> 안돼 이건 안돼 근데 이렇게 나 잘하는데 이래서 보여주잖아이 친구는 벌렁거리는 거안 찍나요? 아니 아니 아요어 이거 뭐 한 이거 다 내면 보여주나? <laughs> 아니 아니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 진지하게 말하지 마 가끔... 진짜 같잖아 어 진짜 싫어 <laughs> 그건 싫어 아. 알았어 노력해 알았어 뽑아봐 뽑을게 응 시끄러워 나 원래 혼자 본 적 있어? 2만 원. 음, 음, 음. <laughs> 그, 그 비싼 거 찍지 말고 난 보면 본다 해. 근데 뭘 봐? 아니 난 몰래 혼자 본 적 없어. 그러뭘 봐? <laughs> 아니, 몰래 혼자 어? 대놓고 봤나 그럼? 아니. 네 그럼. <laughs> 나 천 원밖에 안 돼. 나1개 숨기는 거 있어? 안 궁금해. 대답하기 싫어서 안 된 것 같은데 말하기 없어 지금 이미 끝났잖아 쌈노잼인데? <laughs> 대기야말로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 가장 변한 점 2만 원 음. 하나 둘셋 만원 나도 만원 먼저 말해 아, 근데 나는 여보가 바뀐 것보다는 내가 바뀐 게 많지 맨 처음에는 멋있어 보이려고 지금 그냥 나다워졌지 내가 반한 모습은 <laughs> 시크하고 막 미니 막 이러면서 계속 만나면서 이제 계속 막 나한테 브리브리 막 이러면서 <laughs> 아, 걔, 괜히 돈냈다 처음이랑 똑같아요 처음 이, 이때도 이렇게 있는데 빙구 같은 매력이 그대로 있었어 항상 아, 빙구 같다니 귀여운 표현이야 되게 알았어 빙구야 알았어 <laughs> 해 네, 뽑겠습니다 음. 프로포즈에 대한 판타지 있어? 12,000원 이제 우리 남은 프로포즈는 약간 청혼이나 그런 거겠지? 그치 하나 둘셋 6,000원 만원 역시 더 많이 냈네 더 많이 낼줄 알았어 자 펜이랑 그 초점 좀 주세요 아 이거 내가 그대로 안 할 거잖아 영상으로 확인할게 난 그래 그냥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프로포즈? 알이 굵어야겠네 그럼 아예 뭐 그, 그것하기보다는 이제 사진 찍어내 막 인스타 감성이 나와 그러면 합격 좋아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? 그렇지 SNS가 문제라니까 <laughs> 오빠 옛날에 아, 뭐, 뭐 얘기, 얘기하고 싶은 거 있나? 어 듣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자, 어, 자기가 원하는 프로포즈 있어요 혜민이가 해주는 거면은 되게 약간 음. 적극적이고 그런 느낌이죠 뭐 그런 거 보여주면서 자산이라든지 그런 거 <laughs> 경제 능력을 이게 준비되어 있어 뭐 크게,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이러면서 나는 진짜 난 집을 2대 8로 해도 좋아 혜빈이가 2가 나야? <laughs> 어, 아니 아니 8이 나야? 어, <laughs> 난 2. 난 그런 거 너무 좋지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절 세 번씩까지 혜빈이 방향으로 아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면 아, 아니야 괜찮아 뭐가? 많이 먹은 거 알고 있어 아침밥 차릴 수 있어? 어, 할수 있지 그러면서 해줄 수 있지 나를 만나고 잃은 것과 얻은 것 2만 원 얼마? 원 나는 1 3 0원난 듣고 싶어서 전했어 그냥 뭐 얻은 거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정서적 안정감? 음. 그치 왜냐면 이제 어 내가 막 솔직히 막 혼자 이제 있으면은 좀 막 외로워하는 것도 심하고 음. 좀 작게 우울해지는 것도 있잖아. 근데 이제 이제 같이 있으면은 이제 막 이렇게 안아주면서 <laughs> 왜 울어 갑자기? 그래 나는 그냥 내 편생기게 좋아 솔직히. 내 편? 뭐 오늘 막 이런 일 있었어 막 속상한 일 있었어 이럴 데때 넓은 막 그래 혜빈이가 혜빈이가 잘한 거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도 요즘면는 그때 되게 고맙더라고요. 음. 왜 울어? 바보같이. 몰라. 닦아주고 싶은데. 안 돼, 화장지 오줌. 화장지 진도가 안 되잖아. 나도 얻은 거는 영화 남내 편? 그런 것도 있고. 정서적인 안정감도 되게 크고. 혜빈이 때문에 못 해본 것도 되게 많이 경험하고. 솔로들은 그런 거 못하거든. <laughs> 그런 거 못해. 악플, 악플 막 다다다다 그럴 땐 글램 이용하면 되니까 <laughs> 어 이, 좋아 제거... 어. 먹을게 응. 끝나기 전에 정말 궁금했던 것 물어보기 2만 원 응. 난 2만 원 너무 많아? 어나 많아 왜? 뭐? 물어보고 싶어서? 오래 만났잖아 주변에서 막 많이 물어볼 거야 결혼 언제? 결혼한대 그러니까 우리도 오래 만났으니까 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가지지 않을까 그거를 내가 뭐 말해고 싶었던 건데 어? 부담감을 가질까 걱정돼 여보가 당장 안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사귀로 했고 남자가 이제 집을 헤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막 우리 막 결혼 막 언제 막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솔직히 같이 이제 지내고 싶은 게 더 크지 같이 살고 생활하고 싶은 거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제 그게 이제 너한테는 질문이 막, 막너 언제쯤 되냐? 어? 돈 언제쯤 되냐? 부담을 가질까봐 어 그런 식으로 부담을 가질까봐 그게 제일 걱정돼 나도 내가 준비되어 되었을 때 그때 결혼해야지 하는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결혼 못 할 것 같기도 해 그래가지고 내가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버님이나 어머님한테 좀 내가 좀 당당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정도? 노력하고 있지 약간 좀 구체화시키고 싶어서 음.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 대해서 구체화시키고 싶어서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아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부담감을 느낀다고 난 말했잖아 2대8 <laughs> 부담감 내가 8? 어 내가 1, 8? 2, 8 그러네 열심히 준비해볼게 응.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어 <laughs> 뜯어볼게 <laughs> 마지막 하나만 나 사랑해? 우린 아니면 나 어. 왜, 왜 웃기냐? <laughs> 왜 웃기냐? 준비됐어? 준비됐지 하나 둘셋 사랑하지 외빈 사랑하지 나도 했잖아 그래서 얼마 없지만 사랑하니까 만나지 그래 그게 다야? 응 <laughs> 얼마나 사랑해 그럼? 사랑만큼 땅만큼 되게 잘한다 나도 그런 걸 잘해 오빠가 별로 나 얼마큼 잘하나 이만큼 빼고 다 <laughs> 아. 카드 찢어버려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2019년 잘 마무리하고 있는데 20년도 그 후에 쭉쭉 또 잘하자 나도 앞으로 이제 실내 할게 또 어. 아마 안 믿었었던 걸 이제 믿고 음. 믿고 맡기고 어, 그리고 약속한 거 잘 지키고 알았어 약속 아, 약속 응앞으 살아라 사랑해 엿 먹어 알았어 <laughs> 우리가 이제 오래 만났잖아 이 정도는 좀 넘어가도 되지 않나 하는 기념일 같은 거 있어? 난 없어 <laughs> 난 다 챙기고 싶어 막 달마다 막 어? 뭐 아, 근데 뭐, 아 챙기기 싫어 이런 느낌은 아니야 그런 거 없어? 어... <laughs>